아이고 안 봤는데 게임 시작했습니다 토구다 때리러 올 거고 안 오네? 캠핑인가? 아. No, God, please, no, no. 아! 아! 캠핑이 없고. 저기서 안 벗어날 테니까 일단 치료해 볼게요. 아이고 그래도 막걸리 아니네요 No! God, please, no! No! No! 한 사람 살렸고 뭐 계속 쫓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안 오는 거 보니까 이럴 때라도 발전기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된다 아이고 3픽은 끝났네요 이분이 막걸리라 있었고 아, 아, 씨. 헤드하드 아이고 아이고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야야 맞아줘 그렇지 땡큐 아 덕분에 살았네요 맞아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씨 뭐 어느 쪽에 있는 거야? 계속 쫓고 있는 건가? 아닌 것 같은데? 저 대신 맞아준 애를 쫓다가 놓쳤나봐요 아, 빨리 하고 돌려 아이고 아이고 안 봤는데 스키 아이고 그만 좀 쫓아 임마 오지마 아이씨 그만 좀 알아줘 미안해 보지 않겠어? 보지마오 깜짝이야 이건 얘가 못 맞춘거 야 출구로 가 출구 출구 작업하잖아 그렇지 개구 나이스 개구 아... 뭐 살인마가 잘 못해줘서 뭐 걸리지도 눕지도 않았고 마지막에는 개구로 잘 탈출했습니다 나이스였네요 18랭 아 랭크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아 이게 있었네 잠깐만 그러면 아까 마지막에 캐비넷에 숨었을 때 봤을 건데 안 열어봤을까요? 한방 있었는데 요거는 아마 초반에 터진 것 같아요 좋아요